크흐 그 그 기히 아이시테이르 아이시테루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이시테루 사랑해요 아이시테루 사랑해요 아이시 바타이 마사야 돼? 後で食べますじゃあ 왜私좀 배고파 ね毛すごいね 저私진짜 배고플 거야 何食べたいじ 김치도 타베타이인데 토리아이지 난데고 타베타이야 음뭐 먹을래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면 다 좋아요 <laughs> 가방 줘요 <laughs> <laughs> 뭐 먹을래? 아무거나 김치찌개 먹을래? 어제 먹었잖아 파스타 먹을래? 뭔가 싫어요 아니 그럼 뭐가 먹고 싶은 거야? 아무거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기카풀의 그리코입니다 김경식입니다 하 먹방이야 <laughs> 맛있어 맛있어 오빠가 또 맛있어 아 <laughs> 그리고 어때지 쿠리코가 아니지? 쿵국시 짜기 호한 마리가 꽃밭에 갑자기 네. 일본의 가장 유명한 과자예요. 아, 진짜로? 뭐래? 어, 네. 네. 너무 맛있다 아니 어떻게 과자에서 이런 맛이 일본의 장인이 만든 그런 느낌이에요 와 나도 기뻐요 <laughs> 자기 응? 이거 먹어봐라 어때? 아우 짜 아, 과자까지 이렇게 짜 아니 음식만 짠게 아니라 과자까지 짜네 진짜 아유 아유 아유, 아 이렇게 소리 그래 왔다 싫어요 띵. 아유 그리고 미안해 꿀미는 내가 이거 커트해야겠다 나도 미안해 아 내가 더 미안해 아니 내가 더 미안해 はあまた始まったよなんか言っても治らないしこれ文化かな理解しよう 엥? 또 빡쳤어? 왜 갑자기 졸린 고릴라 표정이요 그래 분하겠지 이해하자 뭐 먹을래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면 alkışım var ya. Alkışım var.